제발 한 번만 하자. 한 번, 한 번. 이번만 하면 돼. 빨리. 아! <laughs> <laughs> 괜찮아 괜찮아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아! 아! 아! 수야꼭 치카 잘한다 어휴 어휴 안 됐죠 엄마 갑자기 급발진 괜찮아 다 했어 땀나 땀. 1차 도망. 왜 이렇게 잘해? 너 엄마한테만 잘하고 난 발로 차고 아주 앞니 앞니 <laughs> 됐어요 어 잘했다 됐다 잘하는 태 주세요 우와 얼굴이 무거워요 우리 애기 태블이 앉혀자 <laughs> 얼굴 예뻐라 자 엄청 싫어 좀 자다 왔어 됐죠? 해주세요 음, 잘 거야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해. 너무 잘한다. 이렇게 잘해? 어이 잘하네. 이렇게 잘한다, 미야. 어이 잘한다. 오, 음, 잘한다. 어이 음, 음, 잘한다. 반대쪽. 자, 이쪽. 그래. 앞니. 아, 안에 어금니도 했어? 어머. 어, 쉽게, 쉽게. 오, 잘한다. 응, 잘하네. 조금 싫어요. <laughs> 조금 길어졌어요. 우리 애기 다 했어요. 금방 합시다. 우리 애기 조금만 하면 돼요. 다 했어. 다 했다. 어, 예뻐라. 어, 잘하네. 어, 태비 너무 예뻐요. 언니. 아유 저래 앞발로 위로 어 털이 너무 많아 어 경등이 어 잘한다 어, 예쁘다 네. 잘하는데? 잘하는데? 어, 잘한다 반대쪽 어. 입냄새 고랭이 어, 이제 버틸 수가 없나봐 아! 아빠 어금니 어금니 어금니만 하면 돼 어금니만 어금니만 조금만 조금만 좀 어! 하기는 한 번만 더 그래 앞니만 닦자 어, 잘하니 됐다 깎아주었습니다. 하다가 왔어. 졸려. 졸리니까 지금 하자. 벌써 싫어. 얼굴 다 너무 어, 잘 됐는데 껌이 너무 잘해. 슬슬 잠이 깼습니다. 힘에 <laughs> 범벅. 많이 묻히지 마. 아니 너무 안 살해 너무. 됐어. 응, 죄송합니다. 오, 어, 나 했다. 어, 입에 너무 묻었어. <laughs> 됐어? 다 했다. 응? 다 했어. 앞니 한 번만 더 할까? 혓바닥. 우리 기. 누나 너무 잘해. 나보다 잘한다. 얼굴 너무 잘... 어머. <laughs> 뒤로 넘어가겠다. 어, 입이 너무 작아. <laughs> 밀지 마세요, 누나 씨. 밀지 마세요. 엉덩이 이놈 시키. 밀지 마시라고요. <laughs> 밀지 마시라고. 시켜 더 하셔야 된다고요. 어 귀여워. 아직 안 했다고. 아. 어. 씹어. 아. 진짜 양치를 싫어해서 어떡하냐. 앞니 앞니. <laughs> 얘 봐. <laughs> 못생겨졌어. 아, 다 가자. 아, 됐다, 다 했다. 다 했다, 가자. 아이고, <laughs> 예쁜. 힘들어. <laughs> 양치 두 번은 못하겠다. 루나 봐봐. 루나. 다음엔 귀청소야.